너무 하얗신 거 아니에요? 저 네. 약간 추가 <laughs> 너 MBTI 뭐야? ENFP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네일 아트 하러 왔어요 내일 아트도 하고 케어도 받고 갈 거예요 <laughs> 안녕 얘 네, 유튜브 하 몰랐어요 너? 우리 안 친하네 <laughs> 쌤 근데 손이 너무 하얗신 거 아니에요? 저 네. 약간 다이빙 해가지고 나 완전 껌해졌거든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추가 좀 say hi 맞아요 오늘 뭐 어디 가시나봐요? 나 좀 약간 걱정했거든 내가 유튜브 찍는다고 안 해가지고 혹시 또 거짓골로 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센 언니 이런 스타일만 있었는데 촬영 때문에 조금 거기에 맞는 컨셉을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조금 하향 하향 하향한 걸로 둘러봐 줘야겠다 와우 기초 케어하는 시간이 나는 제일 힘들어 긴 손톱을 처음 해보잖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문자 치는 게 미칠 것같아요 지웠다가 다시 썼다 지웠다가 다시 썼다 하는데 인내심 테스트하는 줄 알았어 내가 손톱깎이로 잘라버릴까 이 생각을 하다가 아, 이거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거 오늘 바꾸러 간다니까 친구가 뭐랬는 지 알아? 2주 동안 20만 원 날라가는 거야? 이러면서 <laughs> 트는 10만 원이라 손톱에 2 0이 되어 이러더라고 아 근데 사실 나도 진짜 뷰티에 관심 없던 한 3년 전만 해도 그 돈이면은 뭐 간장게장 100짜리가 두 두 번 먹을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<laughs> 내일 탈색도 해요 언니 30살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30살 되면 또 30살 기념으로 파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래야 나는 너 MBTI 뭐야? ENFP 내가 거의 ENFP 사과정 졸업했거든 와 대박 똑같아 이러면서 스토리에 <laughs> 맨날 올리고 이번에는 조금 강렬한 색깔을 하고 싶었는데 이 색깔이 너무 인기가 많은 거야 사람들한테 귀가 엄청 얇지 바람인데 뭐 바람 그래가지고 딱 선택한 거지 깔끔해졌어 아니 나 완전 기계친데 진짜 영화 보려고 아이패드를 샀거든요 근데 잘 샀어 너무 만족스러워 아이폰 큰 버전이네 화면 개 크고 가볍고 근데 거기서 내가 또 키보드를 샀단 말이야 사실 키보드는 살짝 아리까리한 게 약간 내가 너무 기계치다 보니까 성능을 100% 쓰지를 못해 영화 키고 끄고 뭐 이 정도 <laughs> 유튜브를 보라고 하는데 IT 쪽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너무 MBTI가 자기 관심 없, 으면 아예 쳐다도 안보 맞아요 어.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엄청 파고 다른 건 다 그냥 무신경 근데 우리 서로를 잘 알고 있네 서로의 MBTI를 근데 유튜브 하는 거 몰랐어요 저? 다이빙 하느라고 나 손, 손등만 까매져가지고 미치겠네 이거 봐 뭐 이거랑 여기랑 다르다니까 그러네 응. 많이 나는데? 색깔 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난 내가 짱이어야 되는 MVP니까 <laughs> 어, 이게 고되다 거북목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 슬슬 2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약간 학원이 문제인 것 같아 나 여기 딱 나도 약간 마기꾼니까 음. 마스크 쓰면 딱 괜찮아 보이는데 마스크 벗으면 아 그래 요즘 짠 썸네일 썸네일 우리 편집자님 나 썸네일 맨날 웃긴 거 하시더라고 약간 <laughs> 정상적인 걸 보내드리는데 어, 어 다크서클 어 어떡해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초도 고생했어 끝났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만족 오늘 네일 아트 성공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수지 언니 감사해요 오늘 가방 루비정이랑 커플로 해가지고 사진 한 번 찍어서 수지 언니 인스타그램 업로드 한번 시켜드려야죠 네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한 100만 장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볼게요 아 아까 수지 언니 구독 내가 누르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네, 지금 보고 있죠? 다 알아요